<laughs> 어, 아 잔인해 Yağmur damlaları. 레토라 여기? 네 레토라 저, 저 센츄리언? 아니 아니 그냥 아니 뭐야 왜, 왜, 뭐, 왜 이래 어, 뭐해 왜 그렇게 뭐 할 거야 두드려 맞아야지 요새 두드려 맞아야지 아술 때려요 하나야 Capture Zone C. own sheep. Fight, Barrett! Never, never die! Zone C. Yeah!